들어볼까요? 로봇 제대로? 카운트다운을 제대로 이제 리액션을 해, 해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고! 할게요. 안 웃길래? Your eyes, your eyes, let's go. 가사도 직접 쓰셨잖아요. 맞아요. 바뀔 수 없죠, 원스타임. 엄청 힘들었죠. 어, 네, 진짜 저도 봤어요. 너무 웃겨.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아, 보내버려 문아줘라 기분 받아 <laughs> 무슨 소리야? 자기 집이?